저 ASMR 고인물인 거 알려줄까요? ASMR 고인물이라면 누구나 아는 ASMR 레바토리 첫 번째 일단 무슨 샵이야 하여간에 하여튼 간에 무슨 샵이야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오셨어요? 아안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름 적을게요 네 이름 적을 때 팅글 느껴지게 하려고 막 뭔가 되게 좋은 노트 이렇게 꺼내 이름 말씀해주세요. 근데 이 와중에 이거 <laughs> 핫도그 먹다 남은 마사지 관리는 처음 받아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꼭 예약 안 했는데?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옷 갈아입고 같이 입장할게요. 음, 네, 스킨케어는 평소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아... 오늘 처음 받아보시는구나. 그러면 본인 피부 타입 같은 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음, 맞아요. 그러면은 요즘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피부 각질 상태 보니까 어, 이런데 눈 밑에나 어느 정도 색소 침착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 그러면 오늘 어, 무슨 무슨 팩이랑 어쩌고 저쩌고 팩 두 개만 하고 그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laughs> 개썩 건물? <laughs> 네, 그러면은 자! <laughs> 졸라 흔들어. 5분 10분 동안 반복.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소리가 좋아서요 잠시만요 아니 뭐 하시는 잠시만요 이거 타임라인에 적어야 되거든 흔드는 시간 10분 정도 해줘야지 물량 나와요. 이렇게 하고 막 뭐를 섞어. 피부 상태가 약간 건조하신 것 같아서 조금 관리하실 수 있게 알로에 많이 첨가해드리고 있어요. 자, 아,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어... 님 눈가에 발라드릴 거예요. 님눈가내 손등 절대 아니고요. <laughs> 아무것도 안 묻히고 나오죠. 아, 제 손등이 촉촉해졌어요. <laughs> 이상하네요. 손님, 손님 눈가에다 발랐는데 제 손등이 지금 되게 촉촉하고 향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아이팩 다 끝났고요. 코팩 하실 차례예요. 코팩 하실 차례인데 어, 죄송하게도 코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케찹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하거든요. 케찹, 케찹 한번 발라볼게요. 네, 코에다가 아, 네, 코에다가 이렇게 네. 케찹을 뿌렸어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원래 원래 케찹을 하면은 효능이 있어요. 무슨 무슨 효능이 있어요. 원래 블랙헤드는 검정색이잖아요. 그거를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색깔을 검정색으로 보이면은 너무 너무 까마니까요. 그래서 좀 네, 새콤달콤하게 코를 됐습니다. 블랙헤드가 좀 덜 블랙이 됐네요. 자, 딸기처럼 귀여운 코를 가지실 수 있어요. 자, 코팩도 되셨고요. 전체 마스크팩은 제가 귀찮아서요. 다음에 오시면 공짜로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안녕히 가세요. 손님, 코에 케첩 뿌리고 쫓겨남. 그리고 주인, 손등이 촉촉해짐. 피부가 좋아짐, <laughs> 손등이 촉촉해지고, 피부 좋아지고 손님한테 돈 받음. <laughs> 뭐야 수분 내놔요. <laughs> 뭐야 제 수분이잖아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수분은 제 거예요. 네 제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